오 심상치 않은데? 너 죽어버리렴 도망가! Fast as fuck boy Still fast as fuck boy I'm fast 이 죽여버려 와.